저 가면 이렇게 두 분이 사실 수 있는지 와 웨이브 두 번 걸었는데 안냐? 오 다행이다 좋은데? 어 죄송합니다 개기네 다리 아 아깝다 아. 어? 야 이렇게 많네 야 이거 모른다 <laughs> 야 미친 캐릭터